어, 오늘 두 곳으로 갈 건데 메인 집, 그 화재 사고가 났던 그 집하고 그 옆에 집 피해를 입었던 2 0 2 0년3월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585미 상디 어? 방금 전에 뭐 있었는데 여기? 고, 고무, 고무, 고무, 고. 아, 뭐야? 어? 잠깐. 여러분, 잠깐만요. 분명히 내가 처음에 안 나선 잠깐만 어디야 분명히 처음에는 안 나섰어 계신게라오 계, 개신게라오 여기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계신 누구세요? 잠깐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다시 들 아니 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,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닌가? 누구세요? 아. 아. 하지마 나오시라고요. 원하시는 게 있으시더라. 아저씨? 아저씨?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아저씨 어디 계세요? 말로 하십시다 제 템비한테 드리겠습니다 장난은 여기 해코지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 좀 풀리셨어요? 예? 자, 저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만하세요. 이집 에? 예? 솔직히 담배 피는 건 못 믿겠다 우리 마스터님 뭔가 잘못하셨군요 이건 귀신이 담배를 피는 게 아니니까 아, 아우, 나 존나 깜짝 놀랐다 있나이 진짜 아우, 아. 자 기운을 조금만 삭히시고 어디가 뭐요? 죽어봐야 죽어봐야 죽어봐야 목숨 귀한 거란 죽어봐야 여기 안됩니다 안돼요 버바드 구독 좋아요 알림, 알림 설정까지.